안녕하세요 쇼입니다 오늘 가족들이랑 부산에 온대에 파티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뷔페를 먹고 있습니다 はいどうも皆さん師匠の弟のトギですこの店おすすめだから来てくださいぜひ 리얼 일본인 시오리라고 합니다. 맛있나요? 시오리? 네, 맛있어요. 오빠, 어수스메데 어, 정말 오시겠다. 뭐라고 하는 거야? 맛있다 와 이렇게 비워줘야 돼